가자 아 크리스 어 원래 개쩐다 진짜 점프 과연 어. <laughs> 신속 누구야 누구야 가운데 아니 행석두 명 누구야 7시간 걸리겠다 7시간 <laughs> 오모명 뭐해? 아니 <laughs> 보이죠? 될까 이번에? 아 그니까 내가 여기서 그때 1시간 했다니까? <laughs> 아니 어몽형만 죽는 거야 맨날 오케이 DWDQ ES 자 집중 둘뿐이네 누나 나 누나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미안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 미안 누나 왜냐면 나한테 니나부 누나가 있거든 어? 아, 딜 안 들어갔어. 앞으로 와서. 아씨. 머리아님 죽었다 매혹됐나? 안돼! 안돼! 나이스 아이고 아 겠죠? 아 진짜 여기다 좋아요 아 그냥 실패해도 바로 쏘는구나 오케이 하나 배움 <laughs> 아니 아 수면 <laughs> 던졌어 어머와 더 일찍 오라고 이게 집중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피라인데 지금 새벽이고 다들 이제 하, 잘하던 사람도 하나씩 틀려 어쩔 수가 없어 집중할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찐막이니까 살았어 Warlord 느려 <laughs> Warlord는 느려 또 아재 패턴 가자 다 왔다 아! 틀렸다 틀려도 맞추긴 했는데 이거 틀리고 다시 해도 틀린 거예요? 아나또 도망갈 뻔 집중하자 저 형 죽었다 저형이 죽거나 우리가 죽거나 어 저 형 역시 Warlord. 살았어 어? 뭐냐 시간 쓰고요 나이스 접는 달까지 써버려 그냥 딜 형들 넣어줘 buff 다 걸었다 아 늪이구나 아 다행 아, 아 그래 그래 집중하자 집중하자 <coughs> 다 왔어 다 왔어 힘내자 다들 힘내시죠 와 아, 난리 났다 던졌고 천천히 가자 오케이 다 했어 가자 처음으로 낫겠죠? 가자 가지고 포좀 먹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죽어라 아 여기서 누구 변하면 아 워로드님 변했다 나 죽었다 휴와 워로드님 변해서 <laughs> 놀랐어 와 워로드님 마지막 변해서 나 죽는 줄 알았어 내 옆에 변했어 내 옆에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